안녕하세요. 어, 오랜만에 동영상 찍게네요. 어느덧 어, 2010년이 어, 시작됐습니다. 아, 아, 제가, 제가 그, 그 중간에 한 지금 두달 정도 쉬었는데 그게 어, 뭐, 뭐 일단 뭐, 뭐 만들 아들로 만들 컨텐츠가 어, 좀 뭐라 그럴까 거의 센서도 그 웬만한 거는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지금 오늘도 원래 하려고 이것저것 뭘 할까 생각을 좀 해봤는데 찾다 보니까는 뭐 웬만한 거다 했더라고요. 웬만한 거다 한것 같고 보니까는 제가 모토 종류, 모토 종류를 좀안한것 같더라고요. 서보 모터, 그 다음에 뭐 디시 모터, 스텝 모터 모토 종류를 좀안한것 같은데 어, 다음,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한번 모토 종류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아두이노 말고 좀 확장돼서 아두이노를 이용한 어, 어 서브 모드 뭐라고 해야 지 호환 모드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뭐다다룬 뭐 거는 거의 똑같겠지만 그런 거좀 다뤄보도록 하고요. 어, 제가, 제가 또 그리고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하고 지난 두달간 좀 많은 일이 있었어요. 많은 일이 있고 어, 어,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아무래도 신생활이다 보니까 방송을 못한 감이 좀 있네요. 앞으로는 시간 날 때마다 한번 제가 쭉 어, 방송을 할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그래서, 그래서 어, 오늘 준비한 거는 바로 도트 매트릭스입니다. 도트 매트릭스인데 사실 원래 도트 매트릭스라고 하면 요렇게만 원래 생겼거든요. 요렇게만 원래 생겼는데 여기에 지금 보시면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넥스7219라는 r c 가 달린 모듈이거든요 이 모듈에 이 원래는 도토믹스 트릭스의 각 핀들을 다 제어해줘야 되는데 이 모듈에 지금 이렇게 도트맥스를 토믹스 장착하게 되면 장착을 하게 되면 12월로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있어요. 어떤 12월로 제어를 하냐면 어, VCC 그라운드, D 데이터 in, D in, CS, 그 다음에 clock. CS는 chip select라는 약자인데 어, 어 모듈이 이거 말고 여러 개 연결하게 되면 이걸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네, 일단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다섯 개 핀으로 제어를 할 수가 있고요. 어, 어 도트 매트릭스가 뭐냐면 어, 어 말 그대로예요. 어, 어, 보시면은 어, 음, 요 각각 하나하나 이 원들이 다 LED예요. 다 LED고 스티커도 그냥 떼어버려요다 LED고 그, 그 LED들을 어, 오도시켜서 어, 어떤 특정한 문자를 만든다던가 어, 그림을 만든다던가 그런 어, 동작을 어, 어, 시킬 수 있는 그런 모드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음, 아두이노로 음, 연결을 해야 되니까 연결해 보겠습니다. 어, 어, 다시 개, 다섯 개, 네. 치약으로 아, 아 날씨가,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죽겠네요. 죽겠네요. 그리고, 그리고 보니까는 요즘 감기가 완전히 대유행이고 AI까지 난리죠. 지금 난리인데 네. 뭐 어쨌든 다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 일단은 연결을 했습니다. 연결했고 아도이노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해야 되는데 검색을 어떻게 하냐? 검색을 어떻게 하냐? 아그이요 도드레스 721이라는 걸로 하면 그 유명한 사타카 월드가 나오죠. 사타카 월드가 나오고 보시면은 어 여기 연결 방법이 나와 요 요대로 제가, 제가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사실 저도, 저도 지금 도토리드리스를 동작을 시켜보진 않았어요. 처음 하는 거라서 저도. 근데 네. 어차피 이왕 할 거, 해볼 거, 한번 테스트 해볼 거, 어, 방송하면서 해보자. 가지고 <laughs> <laughs> 연결하는 겁니다. 지금 아두이노 다루지 좀 시간이 좀 지났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감이 좀 떨어질 수 있는데 양해 좀부탁드리게요 일단은 VCC는 어, 도트 어, 매트릭스의 VCC는 5V에 연결하고 화면이 잘 나오니까 어두운 거가 네요 느낌상 어, 비디오 옵션 감마를 좀 올려서 농이 수습을 날이 난데 어, 이 정도 되겠네요. 정도 갈 테니까 그 다음에 VCC는 월트 연결하고그 다음에 그라운드는 어, 그라운드랑 연결해봐야 되고 이거 뭐, 뭐 많이 쓰던 거라 설명을 하면 그 다음에 B인 B는 D12번 아드이노의 8, 9, 10, 11, 12번. 그 다음에 CS, 칩셀렉토키는 D10번. 칩셀렉토키는 아마 하이나 로우가 걸려있으면 무조건 번쩍을 하는 걸 텐데 어, 음, 일단은 D10번에다가 음, 연결을 해볼게요. 코드랑 뭐 나중에 보고서 굳이 20번에 연결을 안, 해도 될 수 있거든요. 핀이 나가니까. 나는 네, 클럽은 D11번. 어, 아, D10번이라. 아, d 20번을 다시 잡고 끼고 클럽은 D11번. 네, 네. 연결을 네, 했습니다. 짜잔! 지금 연결됐죠? VCC는 5V, 그라운드는 그라운드, D2는 어, D12번이 D는 d c 2버핀그 다음에 D 어, CS는 어, D10번핀 c CS는 d c 0버핀 됐고 그 다음에 클럽은 D11번핀 c 연결은 잘 됐습니다 자, 자 연결됐으니 연결을 전원 연결 전원 오! 저는 연결하자마자 들어네요 불이 원래는 안 들어오는 건가? 뭐 어쨌든 쫙쫙 켜졌다 꺼졌어요. 제가 아들에다가 뭐를 프로그램을 넣어놔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켜졌습니다. <laughs> 아, 그 다음에 어, 아두이와 넥스 어, 7이 보직관 통신의 API 인터리이스클럽이라는 어, 데이터 라인이기 때문에 API 인터리이스라고 합니다. 이것을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네, 그리고 있고 저저저저고 있고 저랑 쪽쪽 다 다른 글을 쓰네요. 제가 사용하는 글은 좀 소요가 되는 모델인 것 같아요. 아, 라이브러리 설치라고 나와 있는 일단은 제가 라이브러리 먼저 써보겠습니다. 일단은 LED 프린트 넷스 어? 어? 아두이노에서 지원하는 구글 매트릭스 라이브러리가 있네요. 아닌가? 지금 여러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음... 아, 아 아가투트에서도이 지원하는 라이브러리가 있나 봐요. 음... 아, 이거는 아, 맥스 7이고 그, 그 쓰는 게 아니네요. 이건 그냥 생각이라는 건데. 그러네요. 원래는 이렇게 지금 각각그도큐멘터 아, 그 핀마다 하나씩 하나씩 자기가 연결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 사용한 도큐멘터스는 RGB 도큐멘터리스네요. 이쁘긴 이쁘네요. 이쁘긴 이쁘고 RGB 도큐멘터리스라서 보니까. 저도 RGB 도큐멘터스 하나 사긴 샀는데 아, 아, 지금 찾기 힘네요 일단은 MAX 7219, 그, 그 Arduino tool에서 이제 한번 볼게요. 네. Arduino를 실현시키고, 어, 스케치 칠를 썼습니다. Arduino 스케치 칠를 넣고, 그 다음에 tool에 어, 라이브러리, 라이브러리를 써서, 어, 이것은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어어 <laughs> 어, 뭐야 뭐야? 왜저 캡했어? 아, 아, 이거 아마 CSP이 풀업이나 풀타임이 지금 걸려 있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은데 지금 테스트를 여러분들 한번 비교해볼까? 그라운드 걸었는데 계속 켜져있네요 뭐야 음. 이렇게 켜지지? 음. 일단은 일단은 현재 상상으로 놓고 일단, 일단 쓸데없이 어, 그 찾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있는 거 있으면은 그냥, 그냥 가져서 쓰는 거예가서 쓰는 게 이제 지금 최선이니까 일단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네, 이제 서쭉 내려보면 아, 아,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하에서, 얘에서, 쭉, 여러분. RGB 매트릭스 패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RGB 매트릭스 패널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 저희가 쓰는 도트 매트릭스는 16x16인데 없네. 이런 식으로. 그렇죠. 16가에 32분이네요. 뭐, 어, 왜지? 일단은 폐쇄수 12% 한번 더 네, 해볼게요. 네. 예제를 한번 열어서 16발 30이지만 저희가 쓰는 건 16발 16이지만 일단은 한번 볼게요. 테스트 RGB 16발 32 루트 매트릭스라는 거 한번 열어보고 어, 워에 진짜 어 RGB 네. 아, 컬러. 아, 이거 참. 내 원하는 건뭐게아네 아, 이게 지금 적용이 안 되는 걸수있 있네요. 음, 말은 맥스 모식인데 음, 일단 팀 연결도 그렇고 네. 달라요. 아, 서서글 어, 어, 구글 검색해야 되네요. 검색해야 되나 했었네요. 725, S725를 사용한 지금 앱이 라이브러리. 어, 앱이 컨트롤 725 썼다고 합니다. 라바 더제 사용하기 쉬운 라이브러리에서 건데 사용하기 쉬운 라리가 실제 나오지 않는 어떤 건 어, 아, 그냥 그, 그 딴데서 라이브러리가 있으면은 그거 가져다 써야 요 가져다 써야 되 어, 튜토리얼, 튜토리얼이네, tutorial. 719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719가, 어, 어, 어, 별거 없어요. 지금 이거 화면 보시면은, 지금 12월 도메인, 뭐, 클럽, 12월 데이터, 뭐,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맥스 7일1 9를 거쳐서 12월로 데이터를 쭉 써주면, 요게 parallel로 해가지고 데이터가 순서대로 도트메트릭에 들어가는 그런 원리가 되겠어. 요 심플하죠? 오, 어, 어, 좋아, 좋아, 좋아, 비슷한 거, 지금 비슷한 거 쓰고 있어요. 비슷한 거 쓰고 있고, ABB 컨트롤이라는 라이브러리 쓴다는 거. 어, 어, 어, 걸려들었어, 걸려들었어. 핀 1번이 데이터 2, 핀 13번이 지금 클럽, 핀 그렇죠. 연결하는 데이하자고 어쨌든 이것이 지금 제가 보기엔 나쁘지 않아. 아, 아까 미라 라이브 러리랬나 LED 라이브 러리랬나 LED 컨트롤 다 어, 이라는 헤더라 라이브러리인데 핫핫하게 쓴게 어떤 라이브러리인지 한번 보죠. LED 그 e 이게 이름이 좀 다르네요. LED 컨트롤 점 NS인데 음, 그러면 저희는 새로운 걸 써보죠. 쓸데없이 새로운 걸 해가지고 오, 이거 또 강제자 있다. 강제자, 강제자 찾았어. 강제자 찾았어. 강제자 찾았어. 찾아버렸어. 아, 이것도 연결 방수있겠 다르네. 이거 이거 이거 때문에. 네. 네. 아, 어, 어, 공식 세트가 다니네. 아, LED 커튼이라고 있네. LED, LCD, LCD 대우 매트릭스. 어, 어, LED control 점입니다. 이게 그거네. 도트 그 매트릭스가 LCD랑 동작이 똑같아서 지금 이 라이브러리를 이용해가지고 지금 동작을 시키는 것 같아요. 동작을 시키는 거고 어... 뭐 나쁘지 않네요. 사실 이걸로 하면은 카리카리보다 너무 짱짱해서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은 딴걸 써서 볼게요. 지금 아니 무슨 사역이 나있어야돼 가셨을 거 같아요. 아 이거네. 아, 아 그분이 이거 썼었구나. 음, 저희도 이거 썼었죠. 음, 저희도, 저희도 이거 라이브러리를 써서 하겠습니다. 어, 라이브러리 방금 다운받은 라이브러리를 추가를 해볼게요. 라이브러리를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하도 오랜만에 하니까는 지금 어, <laughs> 어, 조금 어, 뭐랄까 그 덤벙덤벙 되고 있어요. 어,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또 처음 하는 거예요. 또, 또 처음 하는 거라가지고 한 번도 안 다뤄본 거를 지금 하고 있어서 도트 매트릭스 자체는 알아봤는데 네. 지금 그 아두이노 저 모듈은 제가 처음 다뤄보거든요 어... 아까 LED 컨트롤을 했다 LED 컨트롤을 하고 있고 여기서 어, 애쉬 어, 대모 매트릭스를 열어볼게요 일단은 열렸습니다 열렸고 아, 어, 일단 셀렉션 코드를 한번 지워볼게요. ACP 컨트롤 점 H라는 코드고 어, 어, 데이터 22번 한번 확인. 어, 뜨끈뜨끈하네요. VCC 그라운드 데이터 2 주황색 12번 그 다음에 클럭이 11번 핀 어, 클럭이 11번 막았고그 다음에 어, load 여기 CS로도 되는데 어, 어 여기 10번 핀 여기 여기 있습니다. 모드는 또 이거는 나중에 봐야겠네. 일단은 연결은 적을 것같아 연결은 적고 어, 그거를 지금 그 LED 그 control 요 라이브러리의 클래스를 어, 어 생성을 해서 어, 12번, 11번, 10번, 그 다음에 1번? 1번은 못 지고 있지만 어쨌든 1번은 연결하지도 않았는데 어, 어쨌든 이님이 어, 일단은 연결했으나 어, 음, 아까 외국 어디 들어갔을 때 그까지 왔는데 이거였나? 아니다 네 엘리비 컨트롤 중 H 로드가 c s p 맞네요 여기는 설명이 잘 나와있네 음, 여기 1번은 뭘까? 아, 일단은 뭐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표기와 음, 셧다 세드 비즈니스 라이트니스 미디움 빌류 클리어 디스플레이 음, 그 다음에 캐릭터 대용 캐릭터 26 b 2 6이 원 소리인지 모르겠음. 자, 자 루프문. 라이트 아나리노 매트릭스 로우 컬럼 싱글 일단은 업로드, 업로드를 한번 해볼게요. 오오오오 뭔가가 나온다. 동작은 예리하 데요 지금 동작 때문에 지금 말이 다 이렇게 됐을 고 처음에 아, 아 두, 이, 노라고 찍고 그 다음에 아, 디스플레이를 하는 건데 지금 세로. 그 다음에 지금 row를 주식을 이렇게 까다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네. column도 아마 깜빡이게 했죠. 이렇게 이렇게 좌 옆으로 깜빡이게 할 것 같아요. single은 뭔지 모르네. 아니구나. 요게 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로. 그 다음에 이 column. 재밌게 문자를 5 곱하기 7 사이즈로 와이동하는 문자를 찍어요. 어, delay time은 지금 대대로 했는데 천천히 찍기 1로 꺾어요. 헷갈다니까 그리고 어, 굳이 뭐 하나만 필요 어서 10을 때도 못썼거든 파트를 찍는 거죠. 아, 이게 거꾸로 돼 있어. 이렇게 되네요, 글자 보이시는 잘,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아, A, R, B U I N O 어... 근데 왜 문자가 업데이트 될 거죠? I N A R E 뭐 어떤 건 꼼꼼 되고 어떤 건 제대로 되고 희한하네 일단은 뭐도트이트릭스가 찍히는 건 나와요. 찍히는 건 나오고 그러면 뭐딴 뭐 거를 <coughs> 일단 뭐 방식은 지금 여기 뭐 나와 있는데 set led local true 어, 세대 네, 애기라는 네, 네. 그 되나요? 그다음에 뭐다 이런 식이죠. 뭐. 세 셀로 A 제로 A 제로 0,1, A1, 0,2, A2, A3, A4. 아 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쌤의 뭐라고 그러면은 한줄줄쭉 찍는다 보네요. 그 다음에 쌤의 컬러는 아, 한 줄을 또쭉 찍고. 음. 쌤도 세카논 척척척척은 뭐죠? 척척척척은 되게 어려운데 이거 해설을 어떻게 해설을 해야 하나? 일단 세대 내비를 한번 볼게요 요걸 하려면은 0,0 0,0에다가 얘를 찍어볼게요. 생각에는 묵직직해볼 것 같아요. 어, 어, 아, 아 이쪽, 쪽 이거. 여기네요. 0,0, 다음 0,1. 보기 불편하니까 X, Y, Y축이 어진적이 되겠네요. 불편하네요, 불편해. 4, 4. 4, 4. 때 이제 끝났습니다. 이게 0,0 좌표, 0,1, 0,2, 0,4, 0,4, 0,4, 0,5, 0,7이 되겠죠. 그러면 0,70맨 끝에 찍히겠죠 여기 찍히겠죠 네, 예상대로 찍히고요 그 다음에 1분만 찍어봅시다. X축은 반대로 내려가네요. 아, 아 Y축은? 여기가 뒤겠죠? 음, 음. 그러면 음, 간단하네요. 일단은 셀 내리는 그렇다는 거고 그러면은 저희가 원하는 깨끗이 찍으려면 신경병만 힘들게 되겠죠. 아, 이게 앞에 아, 뭔지 알겠다. 도트메트릭스가 지금 한 개일 때 0, 두 개일 때 1, 세 개일 때면 2, 2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아, 여기 그럼 여기 시작까지 시작하면 15, 15가 여기 찍겠죠, 여기. 여기 찍힐 것 같네요. 여기. 뿅뿅. 뭐야, 뭐야. 1, 2, 3, 4, 5, 6,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16 by 16이 아니라 8 8이 8이었네요. 그러면 7, 7. 아, 이거 지금 얼마나 녹화를 얼마나 했지? 거의, 거의 한시간 한것 같은데, 그래도, 그래도 뭐좀 좀 길게 하더라고. 아, 됐네요. 아, 네, 찍겠어요, 네, 저는. 좀 길게 하더라고. 필요한 거는 다 설명을 한번 할게요. 자, 자 그러면 AC 대 LED. 이걸로 내가 원하는 위치에 찍을 수 있는 거 알겠어. 그러면 이거는 뭐야? 이거는 그 내가, 내가 보기에는 그 얘기를 그 안 찍겠다는 얘기인데 내가 음. 뭐, 뭐 예상대로 맞죠. 예상대로 맞고 셋 AB가 있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셋 로그랑 셋컬면이죠 그거를 한번 테스트 자, 자, 셋 로그 그다음에 셋 컬럼 요거는 이진수 표현할 때 쓰는 방법이고 일단은 센 로부터 한번 써볼게요. 0번째 매트릭스, 저희 하나밖에 없으니 0번째 매트릭스에 로로 찍는데 문자로 쓰는 거 원래 다로 다 써서 칼라로 칼라로 없어 그러면 이걸 변경할 일이 있다는 거야 뭐 어쨌든 B 음. 1000. 여덟 여덟 이거 싹싹 써서 되는 거지. 공에서 보고. 아, 와이네요. 공에서 보고. 어, 어? 나나 클레이 디스코. 이거 이거 이거 잘잘잘만 썼구만. 아, 이거 이거 디스코구나. 공에서 아, 여기서. 변수로 써가지고 썼네요. 그러면은 저희는 몇 번째 줄, 저도 몇 번째 줄에 0x 01첫 번째 어, 로의 첫 번째 예기를 동시켜보고 있습니다. 색값이 또 보기 편하니까 색값을 적어볼게요. 좋아 좋아 좋아. 어, 찍혔어, 찍혔어. 찍혔는데 재밌는 게 x, 0, 0, 0, 0, 0 여기에 0마이죠 0,1이 0,1이 맞나? 이게 맞나? 기억이 잘안 어쨌든 x는 여기가 시작이었는데 여기 여기 폭죠저 지금 0x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반대로 찍으려면 80을 찍어주면 되죠. 쭉 간단하네요. 네, 간단하고 뭐, 뭐 내가 원하는 대로 찍을 수 있는데 두 번째 줄은 1이 되겠죠. 5일 두 번째 1은 그래서 뭐 간단하게 쓰면첫 번째는 매트릭스 이거 맞나? 맞구나. 네. 첫 번째는 매트릭스를 항상 보고 매트릭스 넘넘어 두 번째는 어, 로 넘어가.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앱이 넘어가. 이런 식으로 사시면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사시면 것 같고. 그러면은 밑에도 똑같네요. 그럼 밑에도 똑같죠? 어, 여기는 3 음. 넘어가. 뭐 별거 없죠? 별거 없고. 어, 어, 지금 1번을 썼는데 여기, 여기 2번을 썼었고 8은 로스고 칼라 고 이거 보진 않아? 한번 한번 해죠 한번 해보죠. 사실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어, 어. 이 볼트베트라는 게 점,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는 1 0 마찬가지지만 점이 여러 개가 있는 선이고 선이 여러, 여러 개가 있으면 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서로 음,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로로 서로 해가지고 하나의,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도 맞지만 세로로 쭉 출력해가지고 하나의,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도 어차피 두개 그림은 저희 저희가 그냥 똑같은 그림이죠. 근데 뭐 어쨌든 그러면 얘는 아, 아 일단 세로를 해서 얘는 가 0번째 줄을 1번을 찍었었죠. 그러면 얘가 1번이 어딘지 한번 봅시다. 0번째 줄에 똑같은 데 찍겠지. 그럼 예상대로 똑같은 데 찍히네요. 대신에 얘는 1위를 하면 어 오른쪽으로 가겠죠. 플럼이니까. 여기가 이적지겠죠. 예상상 지적지겠네요. 그러니까 뭐, 뭐 아까 까게 어센 노는 여기적지겠데 얘는 여기적지죠. 그러면 두 개를 한 동시에 되는 정도고요. 사실 동시에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어, 어 콘텐츠에 따라서 내가 네, 네, 네, 원하는 어, 명령어를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콘트가 만들어지게 이로식으로 만들어졌으면 노를 가졌을 테고 이런 컬럼로컬럼로 어, 만들어졌으면 맞나? 아, 약간 있죠 저기. 어, 열과 행. 열과 행인데. row가 세로, column이 가로요 맞죠, 맞죠? 그럼 컬러 로우가 새로, 새로. 그 다음에 column이 가 맞죠, 맞죠? 일단 동시에 얘기를 하면 어, 로우일 지금 여기가 짝짝이겠죠 여기가 짝짝고 컬러링은 여기가 짝짝고 점이 두 개가 짝짝이는 테스트해볼게요 두 개가 짝짝면 별수 없다는 얘기인데 굳이 제가 보기 절대 쓸필 없을 것 같아요 뭐, 뭐 가능하시면 일단 찍히네요. 이게, 이게 사실 어, 어, 얘가, 얘가 먼저 찍히고 row가 먼저 찍히고 그다음에 column이 찍히고 row 찍히고 column 찍히고 빠르게 반복돼가지고 우리는 지금 이게 다 터진 걸로 보거든요. 근데 다 터진 걸로 보는데 실제로는 지금 빠르게 반복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그럼 어떻게 테스트하냐? 이렇게 하면은 우리 우리 눈에 이게 있죠. 빠르게 나타나는 실수. 이거를 얘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빠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눈에 보이겠죠. 아, 아 이게 한번 펼쳐지는 거 꺼지진 않나 아, 그러면은 이게 꺼지게 하는 그 명령어가 있을 거예요. 아, 앞에 clear display라고 있죠. 0번 도트 트릭스를 클리어하는 디스플레이. 브라이트니스도 있네. 이 아마 제일 센것 같아요. 뭐 여러, 여러 가지로 굉장히 잘 되는 어, 라이브러리인 것 같아요. 굉장히 활용도 높고 확장성도 뛰어난 여러 가지 가지 을많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도트 트릭스 연속적으로 쓸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어, 아, 잠깐만. 어, 어, 어, 왜 row가 안 지워지지? clear 되자마자 로고를 찍나? 아, 아. <coughs> clear 시키고 다시 row 찍고 column 찍고 clear 시키고 다시 row 찍고 column 찍고 clear 시키고 찍고 column 찍자마자 clear 시키고 로우 찍고 clear 시키고 column 찍고 clear 시키고 아, 아 딱 힘드네요. 힘드네요. 네, 네. 원하는 대로 대로 찍죠. 그럼 각각 한 줄을 찍어 볼까요? 네, 저기 한줄 row row 한줄 찍고 column 한줄 찍고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죠. 간단하고, 어, 8888 어, 그 인터넷에 떠도는 어, 도트 어, 매트릭스가 있으면은, 어, 그거 이용해서 재밌게 도트 매트릭스 폰트가 있으면, 아니면 l c 그래, 그래픽 LCD 폰트도 8888 사이즈면 그대로 저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대로 저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어, 뭐, 어, 재밌게 가져가지고 만한 그런 아주 좋은, 어, 그런 도트 매트릭스다. 뭐, 귀엽게 뭐 약간 옛날 방식이긴 하지만 이런 걸로 뭐 간단하게 얼굴 같은 것도 만들 수 있을 거고요. 스마일, 스마일, 스마일 조각 같은 거 만들 수 있고 뭐 게임까지는 아니지만 뭐 하여튼 간단하게 뭐 여러 가지 좀 만들 수 있겠죠. 심지어 지금 토메트리를 여러 개 열어 가지고 어, 코드만 짜면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해서 어, 그런 것도 동작을 좀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아, 사랑곡은 뭐 이거 일단 저장해놔야지 나중에 아, 아 제가 요즘에 뭐, 뭐 이것저것 사실 게을러서 <laughs> 게을러가지고 지금 잘 뭐랄까 좀좀 만화는 것을 좀잘 안 하고 있어요 뭐냐면 양양 양이 좀 요즘 렌탈라는 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가지고 자, 자 그러면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꽤 오래 구한것 같네요. 꽤 오래 오래 구한 것 같고 어, 오늘 어쨌든 그 오랜만에 어, 제가 오랜만에 다시 시작한 방송이나요? 좀 오래 떨어져도 많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일단은 오늘 투맨스를 좀 해봤는데 어, 재밌는 게 다음 주에는 요거 연장장 여러 여러 여러 개 이렇게 연장장 되는 투맨스를 스 해가지고 한번 문자를 글자를 한번 흐르 하는 그런 그런 동작 한번 좀 시켜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어, 재밌을 것 같고 아닥닥푸의 16바에 32 폰트를 이용하면 어, 쉽게 절제 찍을 수가 있는데 생각이 뭐야? 어쨌든 오늘 정리하면 노트매트리스는 LED로 구성되는 거고 어, 어, 그 에이드를 그 예, 예. 내가 원하는 점 찍어가지고 어, 어 문자라던가 어, 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고 점이 모여서 선이 되고 선이 모여서 그림이 된다고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실제로 우리가 사는 LCD라던가 TV 이런 것도 다 똑같은 원리예요 똑같은 원리인데 지금 얘는 빨간색만 나오는데 얘네들은 색깔이 빨간색이 아니라 RGB색이죠 RGB 움직일 수 있고 알직일 어, 네, 수 있고 하나의 L이 원하는 것을 실시해면 USS L이 도트메트릭 0번째 7번 x 7번 y 그리고그 다음에 로우는 세로 로우는 세로죠. 세로에 0번 매트릭스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저희는 다리 리죠 그리고 0번 로우줄에 세로줄, 줄 세로줄, 첫로줄 이거는 SF는 어, l e d 다 음식시키는 그런 정책겠습니다좀 쉬었다가 스플레이 지워주고 다시 칼라만 가로 지워주죠. 가로 지워주죠. 로 지워주는 칼라만 어, 어, 0번 어, 매트릭스 하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그리고 0번줄 0번줄에 그 다음에 이렇게 다음으로 시켜주는 마지막으로 얘는 0번줄이 1번줄 정방이어서 마치 하겠습니다 어, 아, 오랜만에 그랬인데요 여기도 소하시고 그러면 어, 다들 원하시는 거 다잘 실시 바라겠습니다 저도 이거는 4씩 했으니까요 이번 10씩 했으니까 한번 생각해서 가지고 있는 것들 검색해가지고 보통의 퀴즈를 한번 더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칼럼이, 칼럼이 저, 여기네? 여기네? 칼럼이 새로 했네? 칼럼이, 칼럼이 여기 네요 네. 네. 뭐 마지막 같이 아, 아, 헷갈리게 헷갈요 아, 아,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